어머 나무 탔다 나무 탔다 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다요? 여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<laughs> 발 닦고 있는데 발톱 긁어요. 준이, 뭘 원하는 거야? 밥 먹고 와서 신난 거야? 순이 근데 이절한 지 5분? 10, 5분 10분? 이거 젓 빨아도 될까? 안 돼요. 하루만 입혀줘요. 어머 애들 이거 긁는 거 봐. 재밌어? 지금 하나는 어디 있어? 여기 다 세 마리 다 있어요. 얼 <laughs> 어휴 여보씨 뿌듯하겠는데? 왜? 얘네 긁는 거 봐. 어, 열심히 긁지? 네. 잘 잤어. 어머 아, 뭐야? 애기 고양이 같아. 순이 때문에 스크래치 세워놨는데 뒤로 돌아서 긁어봐. 순이야, 너를 준비한 수직 스크래치. 순이. 음, 애기가 됐네 순이 순이 애기 됐어 야씨 그때 거기 들어갔을 때 나, 공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꽉 찼네 살이 쪄서 모자라네 뭐 이제 순이 뭐 이렇게 심술을 났어 순이야 순이야 오늘 대답하기 싫어? 순이야 준이야 오 엄마한테 잉크 안 해줘? 잉크 맨날 해줬잖아 순이야순이넌 <laughs> 고양이야 사람이야 순이야 다, 다, 좋 조, 조는데요?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러나 어이구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? 너무 좁아? 좁은 것 같은데 오늘 왜, 왜 이러지? 순이야 <laughs> 좁아? <laughs> 그 자세가 아니야? 졸지 말고 빨리 말해줘 순이 함순이 순이 순이야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? 음, 비가 많이 와서 싫은가 보다 어우 턱살 봐 어르신 언제 저렇게 턱살이 들었어 어? 얘 오늘 왜 이래 그니까요 센체? 응 너무 만져야 되겠다 싫어? 손도 주기 싫어? 왜 그래? 딴 나라 손도 왜 간다? 응. 응. 또 삐졌어? 저런 애가 아닌데 우리 손나 그치? 너희 뭐해? 아 귀여워. 모찌, 체리. 어머 똑같이 생겼어. 뭐야 너희 둘. 아빠 마음을 아는 것 같다.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 여기 안에서 이러고 있어